tiri, tiri, tiri. It's my birthday. <laughs> Yes. Yeah. Es su primera vez haciendo una pijamada en la vida, entonces está muy emocionado y preparó pollito frito. ¡Wow! Y tenemos también galletas, papas, refresco y alcohol. 나 피자마 파티 진짜 하고 싶었거든. 왜냐면 저희 타니하고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 네. 뭔가 친구들이나 어렸을 때 음. 피자마 파티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피자마 파티라는 게 없거든. 이런 문화 없지. 어허, 뭔가 파자마 파티라는 말이 없어서 뭔가 파티 한다면 약간 타코 파티? 그 타코야키 파티 같은 거? 아, 타코야키. 아하. <laughs> 한, 한국인이면 maybe 치맥 같은 느낌? 음, 피자 파티, 치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파자마 파티라는 말이 없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드디어 your first time, you're so excited. 예. 그리고 우리 커플 파자마 있습니다. 제가 한국 회사 나갈 때 우리 팀, 일본 팀 누나들이 나한테 선물을 해줬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다니한테 선물했어 네. <laughs> 시작하자 네, 먹자 먹자 오빠. 그리고 냄새 너무 좋아 지금부터 시작할래? 오케이 네, 콜라 아니에요? 아, 콜라부터? 오케이 Cheers. Salud. contar que yo, antes de mudarme a Corea, nunca tomaba refresco. No me gustaba porque sentía extraña la sensación de las burbujas, pero en Corea tienen la tradición de comer pollo frito con cola o con cerveza y es una combinación súper rica y a partir de entonces cada que como pollo frito necesito acompañarlo de mi Coca-Cola o de mi chela porque la verdad sabe muy diferente, se disfruta mejor el pollo entonces Esse é um dado curioso de m i <laughs> c h a n c h a n 맛있는데요? 음, 내 음. 음, 음, 속이 나 노랗게 먹어서 너무 행복해 이것 때문이야? 맛있는 거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 <laughs> nice. 보통 비자 먹고 하는 거 해? 피자 먹고 그리고 영화 많이 보거나 음. 음, 호 같이 게임 하거나 술 마시거나 음. 그냥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지 음, 많이 추억이 있어?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응 음. 그 친구 집에서 자는 거야? 응 1박 2일 작은 여행 네네네. 음. Foto, modo 친구들이랑 sopa에서 잡고. Oigan chicos, y esta semana lo interesante que hemos hecho fue que nos pusimos a ver la serie de Selena Quintanilla porque los que me siguen desde hace tiempo saben que como buena mexicana me gusta mucho Selena así que quería que Hayato viera la serie de Selena y tiene mucho que quiere decirles 드디어 보게 <laughs> 됐어 Sí, la, vi- la empezamos a ver el año pasado. vimos la temporada 1 y nos dejó así de... Ah", y ya por fin salió y pues rapidito nos la aventamos. Mm, ¿Dónde sos, Selina? 셀리나 너무 좋았지 왜냐면 얘가 셀리나 노래 진짜 고입당 그냥 알고 있었거든 음. 많이 파티에서 들었고 결혼식에서도 있었고 음. 아는 노래가 너무 많아서 아 이거도 셀리나였구나 아 이거도 셀리나였구나 했는데 근데 이 시리즈 봐서 알게 됐어 모두 왜 셀리나 좋아하는지 아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시리 주먹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시리즈 2까지 기다릴 수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냥 시리즈 보고 알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아,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데 음, 그냥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알잖아요 왜냐면 지금 셀리나가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 음. 그러면 음. 뭔가 어떻게든 그냥 돌아가셨구나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랐는데 아이고 요란다 저도 서 야무사 요란다 셀리나가 가끔 음, 파니아 같았어 응? 어? 혜진아는 진짜 거짓말 못하잖아 음. 거짓말 못하고 음. 약간 솔직 한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는 좀 안 하고 싶어 뭔가 이런 느낌 네, 그냥 나는 거잖아요 She's true to her feelings 계속 뭔가 가족을 생각을 하잖아 음. 근데 남편이랑 결혼도 했고 음. <laughs> 이런 부분도 있고 아하 그래서 난 뭔가 보면서 다니아 너무 생각났어 <laughs> 근데 이제 왜 이렇게까지 라틴 사람들, 다니 아빠, 엄마들 모두 친구들도 젤리나 좋아하는지 이해했어 음, 진짜로 내가 하나 질문 있어 어? 아빠 셀리나 오케이 만약에 셀리나 랑 그리스처럼 아빠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면 아니면 뭔가 그 그냥 헤어지라 너나 하면 그래 당연히 나랑 진짜? 네. 아빠가 그냥 하지 말라. 이 남자는 사실 안 된다. 아마 우리 우리 아빠 안 된다고 하면 또 하고 싶안 된다고? <laughs> 나는 하고 싶은 거 해. 모두 그렇지. <laughs> 하면 안 되면 또 하고, 하고 싶어지는 거지. 네 이런 마음속 또 새끼. 너는? 음, 나? 음, 뭐 나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상관없어. 부모님 의견은. 한국 가기 전에 엄마 세탁기 앞에서 외웨어이랑 사귀면 안 된다고? 근데 너랑 왔을 때 나랑 너랑 왔어? 아이고 세탁기 앞에서 바보이 아니요 그래서 좋아 근데 그때 그냥 괜찮았던 거야 그냥 사진 그냥 보냈잖아 그래서. 아, 아이 너무 그러면 귀여워. 한국인들이랑 여수하냐? 너너너 외국인이라고 했어 한국에 가서 그냥 어떤 외국인이랑 사귀는 거 아니지? 한 거야 그래서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나를 만나서 이제 나랑 사귀고 있었어 네가 <laughs> llegado a la parte de las pijamadas donde se juega y vamos a jugar caras y gestos. 퍼본 적이 있는데 이거 눈 냄새 아 진짜 예, y o u like the superhero 예, 진짜? y 맨배맨 아, 아, 아, 네, 네, crown, the crown. Yay! Ah! crown. <laughs> Stranger Things. <laughs> Eleven. La la la la. Yes. Ah, la la 였어. Yes. That my. 넷플릭스 엄마는 창그라 Las mamás de México ya ¿No? todas quemadas en el video. <laughs> 이게 너무 잘했는데 느낌 그렇지 않아? Chicos, y eso es todo por el video del día de hoy. Esperemos que les haya gustado. Hayatito Hawachipon Maliso. 음... Chemisoso. Sí, 재밌었어요 피자만 파티 <laughs> 뭘 제일 재미있었어? 게임? 아 게임 재미있었어 너무 사, 잘했어 sí. 발세로 발세로 근데 우리는 지금 넷플릭스 볼 거예요 음. 아직도 할 거예요 네 <laughs>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하세요 가족들이랑 파자마파리 파자마파리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동생이랑 현철이랑 음 엄마랑 <laughs> 재밌게 보내요 음, 음. 너무 돼서 보자 Buenas noches a d